이제 완전 덮여있다. 제발, 셋, 이거 셋, 셋, 셋. 여기는 눈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지 왜 집에 눈이 있을까? 왜일까 그거야? 뭐뭐야 우리 부부야는 민들레였어? 전생이? 전생이 나무였어?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불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않나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꽃송이를 호성이를 품게 해주는 거야? 여러분 소원 은 빌어봐요 하나 둘셋 뽀뽀 <laughs> 사람들한테 인사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안녕 바이 부부 Bye, boo boo. Bye.